퀴즈 미션! 오늘 특히 더 들뜨셨네요, 제키 선생님. 저희는 오랜만에 하는 퀴즈 미션이잖아요, 셜리 선생님. 됐고요. 바로 저번 퀴즈의 답을 발표해볼게요.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코코마리앙의 수석 디자이너. 이분의 옷은 정말 언제나 아름답죠.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피치! 퍼플킨 멤버 모두 피치의 머리를 했을 때는 안 웃을 수가 없었어 <laughs> 그럼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퍼플킨 이번 뉴핑크걸이 된 퍼플킨 축하한다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를 내볼까요? 첫 번째 퀴즈 나라는 누구에게 쿠키를 줬을까? 두 번째 퀴즈 듀엣이란 무엇일까? 마지막 퀴즈 현우가 무대에 올라오지 못한 이유는? 다들 이번에도 잘 풀어주길 바란다 그럼 다음 퀴즈까지 안녕